subscribe. Like, like. 어, 슬라임을 만들 건데 블루하고 베이비쉐입하고 그리고 이거는 쉐이빙 크림이고 이것도 쉐이빙 크림이고 이거는 베이킹 소라고 이건 모약 뭐 같은 거 하고 이거는 쉐이빙 크림이야 그리고 또 컬러래요 먼저 블루를 반컵 넣을까? 부어볼까? 이제 물을 부어볼까? 와. 이게, 음, 이게 너무 슬라임이 스라임 왜? 왜 구가 왜 이렇게 물로 된 거지? 섞어야 돼요, 잘. 시링 크림을 여기에다가 넣어야 돼. 또 넣을까? 마지막 한번 넣어볼까? 이제 섞어볼까? 나 이걸로 껐는 이제 베이소다를 넣어볼까? 하자. 어, 이거 진짜 비로소풀 하자. 이거 뭐? 진짜 비티풀해요 이거 뭐야? 선크림이자. 나도 또 먹을래. 뭐. 난 아이스크림 만들어. 아이스크림이에요? 응. 아이스크림 소 스푼데 너는 게난 네. 캔디 스프를 만들어. 캔디 스프랑 아이스크림 스프를 만들어요? 난 블루 스프 만들어. 아니 오빠 블루 스프 만들어. 엄마 근데 이거 꼭 블루이시 화이트 같다. 이번엔 약 같은 걸 넣어볼 거야.

咕咕咕咕，然来。 Thank you. 喜欢。